오케이 갑니다 자 우리 다 오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차례 어, 네, 자 됐어 됐어 이제 자리 잡아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자 3 2 1 렛츠고! 이제 얼마 안 남았어